오이 근데 봉통 백튀 야 너무 아프게 맞는데 뭐야 다리 바 가야 돼 어? 아! 아! 아! 머릿살을 봐야지 뭐야